하! 미치겠다! 망했다! 세러데이 얘기 듣고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네, 아, 네 좀 탐나요. 야, 정말 최악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중간 점검을 나갈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네. 각자 팀끼리 이제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현장의 나가서 한번 보시죠. 어, 어, 네. 네. 가보시죠. 어머, 어 이거 왜냐, 이거 왜냐? 이야 네. 아, 볶음밥? 네. 볶음밥. 음. 볶음밥을 이제 계란이랑 합쳤군요. 아 어, 왜 집어 던지세요? 다시 왜? 아, 맞는데? 근데 참 볶음밥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 리조또라고 해줘요? 네, 리조또. 어. 야, 벌써 요리가 거의 완성됐는데 이 팀은.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정답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어, 근데 그쵸, 맛은 잘 살리죠. 오케이. 예. 맛있으면 뭐. 음.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문제 팀입니다. 네. 문제 팀으로. 아니, 아, 기대돼요, 그지. 야, 여기 고기 냄새가 훨씬 많이 난다. 밥알만 좀 잘좀 좀 풀어봐요. 네. 이렇게 해야 밥알이 하나하나 살지. 불러보겠죠? 자, 밥을 아, 깨지잖아. 나 뭐 진짜 한눈을 팔 수가 없네. 아우, 아우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지. 아. 요리를 참 뭐, 오롯이 여기서 해야 됩니다. 어, 근데 뭔가 안색가지고 다지기, 어. 으깬다, 깎는다, 자른다, 섞는다. 이거 노래인데 다지기, 으깬다, 깎는다, 자른다, 섞는다, 양념을 친다. <laughs> 어, 그냥 요리하는 방법은 다 써놨어요. 저희 잠깐 맛을 봐도 돼요? 예. 예. 네, 지금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먹 보겠습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아, 네. 진짜. 버터를 깔아서 그런지 밑바탕에 음. 진짜 향이 음. 버터 향이 쓱 나네요. 음 어. 색깔 너무 안 난다 그냥 김치볶음밥인데 네. 음 그죠? 기름진 맛이 나니까 이것도 매력 있네 네. 음 버터는 정말 마법이에요 아까 문제에 파프리카 넣었어요? 안 넣었습니다 파프리카 안 넣고 네, 잘 선택했어요 <laughs> 예. choice. 감사합니다 우리 두 팀 모두 약간 볶음밥을 만들고는 음. 있어요 그러게 미세한 재료가 조금씩 다르기도 다르고 네 예. 음. 거기서 왜 지스타까지 해주고 계세요? 아, <laughs> 진짜. 야, 아 다잖아 자, 까르짱도 들어가 있어요. 네네. 자, 5분 남았습니다. 5분이요? 5분 남았다고요? 대포하시나 보다. 아세로는 이제 벌써 담는 거예요? 갑니다. 어, 제발 딱 간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얘를 담죠? 너무 많이 올리진 않을게요. 어. 근데 가지막 왜 갑자기 막바지에 양팀이 계란을 까고 그러죠? <laughs> 이게 뭐죠? 미치겠다. 망했다. 망했다. 껍질이 많이 들어갔나요? 살짝 들어갔습니다. 우리 세라데이 어떻게 뭔가 타는 것 같은 느낌? 타는 냄새가 이렇게 연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한쪽은 타는 냄새, 한쪽은 망했다 그러고 자 10초. 10, 9, 8, 7, 6, 5, 4, 3, 2, 1 시간 끝! 전쟁 같았다 좋아 진짜로 이 요리의 제목을 정한다 네, 바로 이태원의 아침. 어. 아 이태원의 아. 아침. 그 이태원에서 되게 네.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네. 단톡이나 그런 감성을 한번. 맞아요. 어. 세로데이 이거 이름 혹시 정했어요? 네. 어. 되게 네, 빠져봐. 야, 이 노른자에서 진짜 헤엄치고 싶다. 아. 야, 이 봐요. 노른자 반숙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어요. 네, 저 노른자를 깨부시고 싶은데요. <laughs> 네, 헤엄치고 싶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네, 어쨌든 심사는 또 저희가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중요한 거알겠습니까 예. 어, 요, 요, 요, 여기를 이렇게 예. 파먹어가야 되겠다 아, 아니 저는 노른자 터뜨릴 거예 아으 아으 노른자 진짜 이게 네. 감성이 다르다 뭔가 음. 오. 맛있다 근데 맛이 고소하고 참치 맛도 음. 나고 음. 예. 저희들이 많이 네. 들어가서 예. 밥긴 거 빼고는 음. 괜찮네 단수 네. 계란 후라이 위에 그렇죠? 치즈를 올렸어요. 반전이네. 반전이 아, 있어요? 이게 이태원의 아침이라는 느낌이 딱 오는 게 음. 위에 치즈도 올려서 그렇고 어, 버터, 버터. 버터도 그렇고 음. 같은 김치볶음밥인데 훨씬 뭔가 좀기름진 네. 맛이 음. 많이 나는 알겠습니다. 어, 정말 음. 비슷한 재료를 썼는데 음. 차이가 있다면 여기 이제 김치에 이제 애호박에 깍두기가 들어갔고 여기는 이제 버터로 네, 이제 기름칠을 해가지고 깍두기는 안 들어가고 김치 그죠 심플리스 베스트, 베스트인 거죠 심플리스 베스트 음, 아, 치즈 올리고 퓨전 네. 알겠습니다 퓨전이죠 네. 자 아, 어쨌든 저희가 세 가지 항목으로 이제 전부 네.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되게 아, 신중해야지 분명 표정, 표정 변화를 읽어야 되는데 굉장히 공정한 심사입니다 예. 점수를 발표하기 에 앞서서 오늘의 요리를 아 맞아 예, 아, 그러니까. 공개해 아, 진짜 봐야겠어 이제. 비로 만들었던 그 레시피 아, 아. 과연 어떤 요리였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재료는 깍두기, 깍두기 국물, 아, 스팸 대파, 달걀 고추장, 고춧가루. 아, 파전이 맞네요. 파프리카가 아니라 파였습니다 아, 내가 뭐, 잘못 들었다. 잘못 들었다. 거 아, 저게 너무 증폭이 그래, 되니까. 스팸이었어. 스팸 그래. 스팸. 그 이거는. 팽창 뭐. 치는 거 있죠. 네, 햄입니다. 그러니까 햄 자른 소리. 아, 자, 오늘의 주재료가 <laughs> 어, 햄이 하나가 있죠. 스팸. 네, 햄. 요리를 아, 김치는 뻔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다. 세레데 아, 저거 저렇게 잘라. 가위로 자르니까. 야, 이건 진짜. 예상도 못했다. 와 너무 당황스럽네. 아, 이, 아 국물, 어, 어, 국물, 국물, 국물. 네. 저게, 저게 무슨 양념이죠? 고춧가루를 넣고 양념. 아, 양념. 고추장 조금 넣고 고추장도 넣고 아, 네. 아. 간을 좀 해주는 간장 살짝 간장이 그리고 설탕 아, 설탕 저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런 디테일한 양념은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래 깍두기였어 맞아 그러니까. 어, 맛있겠다 어 친구야 <laughs> 진짜 맛있겠다 오 불키죠? 아. 아이 쪽쪽 소리가. 아, 아 소리.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하면 이제 대파에서 나오는 파기름. 네. 아, 네. 그래, 나 저렇게 네. 파기름에서 나오는 김, 그 기름이. 아, 내가 그럼 뭘, 아, 양파, 양파는 100% 점점. 아. 맛있겠다. 먹방 보는 것 같아. 와, 아, 맛있겠다. 저런 소리가 안 났어, 우리가. 아, 소리가 어. 진짜 장난 아니다. 물 넣자, 아. 물 넣자. 조금 끓여주는. 아. 그러니까 세러데이도 아까 물을 붓긴 부었어요. 네, 붓긴 부었어요. 밥을 네. 네. 다 누운 다음에 물을 부니까 어. 밥이 다 물을 먹으니까 아, 진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밥이 이렇구나. 네. 네. 밥 넣은 다음에 먹어. 그러니까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왜 재료는 맞았는데 맞았다. 순서가 틀려가지고. 아, 저때 이제 밥이 들어가는 거죠. 두 팀 다 밥은 다들 넣었어요. 어, 볶음밥을. 네, 김치볶음밥은 네. 두팀 다 다 똑같아서. 알겠어? 썬 소리가 아 아니라 딱 아. 소리였구나. 뭘 썬다고 생각하셨구나. 아. 참기름. 아, 참기름 넣어 참기름 넣어 여기서 넣었어. 참기름 넣었습니다. 넣었습니다. 어. 볶음밥에 완전 뭐 참기름이죠. 우린 뭐 한 게 없냐. 아 계란. 계란 후라이. 프라이도 있잖아. 있죠, 있죠. 어, 계란 후라이는 진짜 공교롭게도 두 팀 다 올렸어요. <laughs> 아, 아, 마지막에 딱 올리면 진짜 어, 예. 끝나는 거죠. 와 되게 자극적이다. 와. 좀 비슷하지 않아? 우리가 응. 만든 거. 그래. 계속 그래. 스팸 김치 볶음밥일 리가 없잖아. 그래서 똑같은 자, 희비가 엇갈린다. 희비가 엇갈린다. 자, 오늘 레시피의 정체는 스팸 깍두기 볶음밥이었습니다. 이제 최종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맛에서 반전이 좀 일어났습니다. 아 네. 아, 예. 자, 비오우유 55점, 세러데이는 32점. 아 55점? 앞자리가 다릅니다. 아. 자, 앞자리가 달라요. 자, 뭐? 앞자리가 달라 비오우유의 앞자리는 2 이런 거. 자, 900점 만점에 2. 아, 절 아. 아닙니다. 비오우유의 앞자리는 755점. 예상했어 832점. 세번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 거의 반은 맞춰가지고 맞아요.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 좋은 점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애기는 그만. 세레모니로 우승팀 세. 비오비오.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정말 최선을 네. 맛은 최선을 다했습 맞아요. 비오브유였어요. 네, 음. 맛은 이겼어. 네, 맛은 예. 맛은 이겼어. 오늘 함께 하신 그래도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뭐랄까 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먹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맞아요. 했던 것 같아서 되게 뭔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같습니다 여러분, 네. 지만 세라베입니다.